안 맞았어 한번더 있어 실망이에요 873 어? 어? 아까 몇 점이었는데? 877이요? 877 깨면 돼? 920 깨야 돼요 오빠 어? 915! 아 아깝다! 아깝다!

있겠지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난 소리 없이 어디런지 가고 싶다 나가는 <laughs> 어 너도 팀이야 너무 피곤했어 피곤해서 좀 뭔가 업시켜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잠겼죠

가고 싶어 흘러간 구름처럼 그